있데 네. 알겠습니다. 진짜 괜찮아 나 이거 처음 먹어본다 1988? 195? 1988 응팔이가 응팔이가 응팔 음 맛있다 달대 빵이 좀 달라지지 않아? 응 그러네 되게 다르네 빵이 다르다 음. doing here? Thank you. Thank you. 당신이 우리 강원도 갔을 때 니 먹지도 못했는데 맞다 왜왜못 먹었는데? 그때 감자를 많이 먹으 안될 시기라서 아. 궁금하네 음? 어떨지 감자 딱 됐다 엉심 엉심 엉심? 음, 음, 나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네 음. 다빚어 어, 맛있다 맛있다 다 어. 빚은 거야? 그냥 눈샷이다 음. 갈아가지고 한 거야? 응. 갈아가지고 갈아서 맛있네. 씩. 하완을 먹어. 저는 고소 크림 커피, 고소 커피, 히말라야 소금 커피 맛있어음맛있는데음어그새굳었어全体に回復に向かっていますは西北西の風このを見せておくれ、 母さんの若い頃によく似てる。 life ain't Wednesday is so tiring Thursday uninspiring The weekend comes around I got a rhythm Monday on my mind And I keep on smiling Cause I got a perfect hiding I've searching the solution It's not a revolution The passion that we feel Was even if they sight They will time He'll be posing as a rapper teach him how to dance sound